킹거루다 캥거루다. 캥거루다. 그게 캥거루다. 형 뛰어보세요. 예, 예.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퇴근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아니 씨. 어. 몸이 어, 어. 몸이 무슨 어, 일이 반지는 뭔가요? 아형 열심히 할게. 아, 빨리 사와 이아 민수야. 이거 3.5. 뒤로 좀 가주세요. 3.5. 네. 민수 형 열심히 할게. 아, 형 얼마예요? 민수야. 7.5. <laughs> 형 방금 3점, 형 완전 형 방금 3.5라면서요. 형 완전 맞춰준 거야 명수야. 어? 형. 형, 형, 형 명수 안 아, 네, 아, 네. 명수. 아, 네, 아, 명수, 명수 아니형 집에서 돈을 안 가지고 가지고. 어? 돈을 안 가지고. 아, 형, 형, 형. 형 근데 아까 3.5라면서 갑자기 7.5. 형 진짜예요? 아 미안 미안 미안해 죄송해 요새 아 미안하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영수가 애띠 때나 가렸어 어 가렸어? 좀 풀샷에서는 네. 이러고 있다가 네. 이제 엔딩 때는 딱 내려서 이렇게 둘이 보는 거였는데 제 엔딩 때 까먹어서 좀 있다가 진영이 급하게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네. 여기 안에서 네. 뭐 이제 막 <laughs>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지만잘 <laughs> 나왔나요 형? 잘 나왔어 근데 타이밍 괜찮던데 아 진짜요? 음.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